모두들 조심해서 다음 장소로 가요. 이쪽으로 모여주세요. 지금이에요. 모두 힘을 모아주세요. 도와주세요. 덕분이에요. 감사해요. 저기다! 피해요! 아! 위험해! 그렇게 할 순 없어요. 안 돼요. 믿고 따를게요. 그렇게 해요. 당신이라면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. 축하드려요.